강냉이 기기 그 안 하고 강냉이였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? 흥춘형님 말해보세요. 흥춘형님. 흥춘형님이 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다. 제가 그때 흥춘형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? 네? 흥춘형님. 흥춘형님 말해주세요. 흥춘형님. 뭐야 로우가 뭐예요?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요 그때요. 풍춘 형님 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. 예? 결론은 그 저거 안 갚았어요. 일주일 뒤에 갚는다 그랬어요. 적당히 하거라! 적당히 하거라! 아, 그만하시라고요. 제발 팝콘 과자 맨날 쏠게. 아니 형님 제가 어려운 거 뻔히 아시면서 왜들 그러세요.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홍춘이 형님 제가 돈 좀 빌려주실 10만원만 꺼주십시오 <coughs> 해가지고 철구야 했느냐 계좌 불러라 해가지고 형님 일주일 뒤에 가겠습니다 했는데도 저는 일주일 뒤에 잠수 탔어요 예?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거기로 보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삼십 감사드리고요 아 20만원 나랑 사귈 때요응 나랑 사귈 때요? 응아 진짜? 응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너랑 사귈 때가 아니라 네 배에 애기가 있을 때였어요. 진짜? <laughs> 네. 야, 야, 홍준이 형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주셨냐면 솔직히 형님 솔직히 카톡으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? 그만큼 제가 인성이 되고 그만큼 제가 바람직하며 그만큼 제가 예의범절 하니까 승철님께서 어? 이 새끼가 돈 빌려달라 그러네? 응 바로 쏴준다 임마 하면도 저한테 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? 네?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? 왜 울어? 왜 울었는데? 왜 울었어? 아 꺼져 왜 울었어? 안 울었어 왜 울었어? 안 울었어 왜 울었어? 안 울었어 하, 오빠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일로 와라 <laughs>